안녕 얘들아 오늘은 레고랜드도 가고 우리 음, 여행 갔고 음, 여행 갔고 이건 말하지 마 이제 왔어 <laughs> 어디 가요 지금? 아 뮤지엄 그리고 뭐 먹었죠? 아 피자랑 그리고 파스타랑 그게 다야 되게 재밌다. <laughs> Big smiles. Ooh, that's fun. Where's Pete's working? Ooh, I like little spurts on top Ooh, of the gray. Ooh, yeah. what is Mom, this? what is this place? Tune in. I tell her, like, if I'm going that, That's how they feel about it. but you say? you will show me it. Thank you. 빵 간다. 먹지 마라 그래, 먹지 마라 그래. Stop it. Stop it. 다리는? Stop it. Why? 닌자하고 레고도 사주시요 the wait times? They tell you the wait time? Oh, that's good. Yeah, good. Is there a wait time for the wait? What's the next time? 음. 고양이들이 귀엽지? But I love bunnies more than them. What's your name? 육고 고양이가 좋아. 그래? 어, 우리, 안녕 얘들아. 우리 엄, 엄, 어, 엄 고양이 데려갈 거야. 한번 해볼까? <laughs> 가봐요, 보니. 엄마, is this is the w a t e r m e l o deeper over there? 어, 보니 건너세요. 오빠, 우리 혼자 봐줘, 보니 손. <laughs> <laughs> Yay! 그거 뭐예요? 안녕 얘들아 우리는 야채 엄, 엄, 엄차졌어 한번 해볼까? <laughs> 엄마 자 고마워요 안녕 오케이 엄마 맛있어 보니? 얘들아 이거는 음, 음, 먹으면 해피해져 한번 해볼까? 얘가 지금 우리 숨어 만들고 있어 비 오기 전에 luego there, there may be someone in there 내리라 우리는 가고 있어 여기. 물이는 물. 우리 이제 가서 밥 먹자. 어. 밥 먹고 싶지? 응.